I can do it 내 맘대로 A S M R 지금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게임하는 소리 뭘 짓는 소리 지금은 게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하나 There's no one more important to me, baby. Can't you see through me? Cause we are one now. And I'm singing this song to you. 제가 오디션 <clears throat> 재환이 목 푸는 소리 노래 내가 준 신발을 신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고 내가 준 향수 뿌리고 향수 뿌리는 소리 나와 했던 그 약속 또 다시 하겠죠 우린 이미 늦었나봐요 제가 불렀던 노래 들려드릴게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사랑했는데 거친 바람 속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스탠스미트에서 올 차차 잊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 살이와 힘들겠어요 행여은 희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 박자방 첫사이야 제 자작곡이에요 유난히 길었던 하루의 끝에 멈춰 살짝 들려드릴게요. 유난히 길었던 하루의 끝에 멈춰서 잠든 하늘 위 소리 없이 내린 별 하나 몇 번을 꿈처럼 서로를 스치 망했어요 내 맘대로 A S 이 길을 좁아 의미 없어요 가장 행복했었던 날다 들렸어 바보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 아 가사 틀렸어요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집 ¡Aquí!